제발 제발 둘이한 먹는 먹는 진짜 맛있거든요 음나 요 안에는 뼈가 들어있어요 진짜? 어 음. 음. 오일이 근데 이거 상한 거야? 원래 이래요 원래 이거 이거 허연 거 원래 이러니까요? 상한 게 아니고 원래 이래요 원래 같은 물. 음, 먹는 먹는데? 와. 원래 원래 그게 아니 이게 뼈 있니? 뼈 있어요. 씨 씨. 나는 그 절대 는뼈 없는 줄 알았어. 근데 심하게 냄새 안 나네? 응. 과일의 왕. 그래서 핑이야? 응 과일의 왕이 두리안, 과일의 여왕은 망고스틴 두리안 맛있어요? 먹으면 <laughs> 망고스더 맛있어요 <laughs> 먹어본 소감 먹을만해요 두리안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긴가민가하고 두 번째 먹었을 때도 긴가민가하고 세 번째 먹었을 때 그때부터 맛이 나는 겁니다 진짜예요 말리할 때 세 번 와야 되겠네 <laughs> 두리안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리기에 세 번으로 와야 되겠어요 철에 맞춰서 하자 철이 아니면 못 먹습니다 음. 지금이 제철입니다 아 그럼 여기 다 자연산이네 그치? 당연하죠